The ants are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The ants are marching one by one, hurrah, hurrah. Rồi. Dạ. Dạ. Dạ. Rồi. Đi. Rùa, rùa, rùa, rùa, rùa, bây giờ nó. 앉아, 있나, 앉아, 있나, 앉아, 있나. 똑바로 안 해? 너 뭐야? 응? 뭔데 남의 이렇게 되냐? 응? 뭐냐고. 그냥, 가만, 안녕히 계세요. 어? 한눈 반사에 도망갔잖아, 이거. 아 잠깐만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궁시렁 The air, they're marching one by one, hurrah! 사랑과 사동이를 비키 어... 에이씨 디, 디키는 졸라맨 죄없는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다니 내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어우야 어우 난 미치겠어 출동이다 조심해야지 조심 조심 조심 아 진짜 엄마 아. 아이고 이놈 자식아 하라는 공부를 안하고 맨 맨날 건달들이야 어? 동생이나 괴롭히고. 오늘 단단히 혼날 줄 알아. 아, 아, 아, 엄마, 아, 아. 에 음.